What's up? 아무 탈소년단 What's up? What's up? 아무 탈소년단 자 What's up? 아무 탈소년단 나도 나잘 몰라 아, 좋아.